성형은 뭐 내가 제거를 하려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반면에 뿌띠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라지는 거고 안전한 그런 제품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실리프팅, 필러, 보톡스 이런 다양한 시술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시술을 하는 것이 캐주얼 뷰티 메이크업 프로그램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염렵이에요 설레임 피부과에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이랑 그 고민되는 부위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 원장님이 강력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코랑 앞볼이랑 그리고 입술 필러를 하러 또 왔습니다 그리고 온 겸 제가 리프팅도 받아보고 싶어서 리프팅까지 받아보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용 일단 뿌띠 시술을 받고 싶은 이유는 볼륨감이랑 입체감을 좀 더해서 사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을 때 입체감 있게 좀 갸름해 보이게 그리고 좀 균형 잡힌 그런 얼굴을 만들고 싶어서 뿌띠를 하고 싶고요 어,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. 네.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. 오늘은 좀 약간 지난번에 여명 씨 맞아요. 고민했던 약간 좀코 디톡스를 좀 살짝 맞으면 콧볼이 약간 줄어들면서 코끝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아 정말요? 네 그럼요. 그리고 또 매력적인 또 입술 입술 캐주얼 뷰티 makeover는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우리가 뿌대 시술을 이용을 해서 예쁘게 변화시키는 걸 말을 하고요. 약간 그러니까 눈밑 꺼짐이 있는 분도 있고 팔자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좀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볼꺼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캐주얼 뷰티 makeover를 이용해서 좀 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시켜주는 시술을 말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나치하러 걱정하실까요? 아, 네. 네. 네. 어, 사람들마다 고민이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여엽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볼거짐이 있어서 피곤해 보인 인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고 얼굴이 좀 더 차밍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맞게끔 제가 좀 밸런스도 맞춰드리고 차밍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술을 할 거고요. 사람들마다 니즈가 다 달라요. 그리고 사실 얼굴을 봤었을 때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마다 때마다 모두 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타임이라고 할까? 그 착용을 하면 뭐 최소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정도는 붓기 관리도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되고 기간도 오래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성형으로 굳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뿌띠만으로도 성형보다도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입체감을 더할 수 있어서 뿌띠를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저 이제 마취를 다 끝났는데 이제 저 시술 받으러 들어가도록 할게요. <laughs> 좀 무서워요. <laughs> 잘할 수 있겠죠? 파이팅! 뽀띠 시술은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주비덤은 다 사라지는 데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국산 제품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외산 제품이 좀 더 비싸긴 하긴 하지만 유지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비용과 효과를 따진다라고 하면 외산 제품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실리프팅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제품군에 따라서 다르긴 하긴 하지만 하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추천드리고요.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시술인 것 같아요. 그 어플 아세요? 혹시 유라이크나 스노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잖아요.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. <laughs> 살짝 그런 거 안 써도 어플 안 써도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어, 완전 마음에 든다. 필러가 되게 많잖아요.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뽑는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진짜 원장님의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스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경험도 그렇고. 원장님은 되게 마음이 놓이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느낌? 네, 그래서 되게 믿음직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. 성형도 어떻게 보면 은내 모양이 좀 약간 좀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약간 뿌띠 계열은 언제든지 약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형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형을 할지 어떤 모양이 어울릴지 그 전에 사실 가장 많이 해보는 게 뿌띠 시술이거든요 그리고 뿌띠는 다운타임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반면에 수술을 했었을 경우에는 약간 좀 스케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아무래도 얼굴이 좀 지저분하고 활동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맞게끔 그리고 내 얼굴의 컨디션에 맞게끔 이렇게 내가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